정호철 왜? 네. 마스크팩은 파이토 케미컬이 중요해 야 무슨 소리야 마스크팩은 뭐니 뭐니 해도 숙명 극세사 시트가 중요한 거야 야 정구 아예 선배 파이토 케미컬이 중요하냐 아니면 숙면 극세사 시트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고 극세사 파이토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 이게 어? 뭔 소리야? 이게 최선인 거 같습니다 조선이야 지금 아, 이거 아주 맨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아주 한심해 이 감독이 말이야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이 뭔지 알아? 이게 말이야 파이터 케미컬 고로투빌 개센서 숙명 극사트가다 들어간 블루밍 셀 털레인 마스크팩이야 감독이 말이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어,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나씩 사용하고 싸우지 너는 왜 두 개 받아 임마 어. 아무 소용 하나씩 써 알았어? 네? 그럼 우리도 피부 미남대로 가볼까? 아 가자. 좋습니다. 가자 가자 가자.